알아? 봤어요. 어디서? 그 유튜브에서 막막 찢지 말아 <laughs> 찢지 마세요. 찢지? 올온거 이거 그래피티에다 장난 아니네 오세요 오세요 왜안 오세요 와야지 아 여기가 잘 나와 별로야? 사이즈. 아. 좋 끝났어 아, 아, 어, <laughs> 마지막에 틀리줄 알았어 네? <laughs> 아 비켜